y 얍, p yep,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 오. <clears throat> 여러분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동시에 멘션 파티를 하고 있어요 w h 저 지금 멘파 하고 있습니다 멘파어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오늘 다시 염색을 좀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 지금 빛도 잘 들어온다 저는 아직 저녁은 안 먹었고요 어, 오후 아점? 아점을 좀 먹었어요 조금 전에 연습하고 오는 길이라 Right now I'm at home. Yes. 와. 오늘 정말 밝네요. 이거 커튼 신 거예요 조금 더 쳐야 되나? 아 이게 최대다 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이거는 누군 분이시? 네, 귀신 없어요. There are no ghosts. Very funny. You take care of yourself as well. I'm fine. Hmm. 네, 비협하고 있어요. 네. Johnny, I drew you another shirt, but this time with flowers. Do you like it? I love it. Do do do. 이걸 이 목걸이는 작년에 샀는데 이게 한두 번째로 했나? 조금 특이해요 파란색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I love you 3000 그러니까 oh 이런 맨팔을 하면 정말 옛날 사진들 많이 보게 되네요 너무 좋아 와 그리고 so many good drawings god 곰돌이 너무 귀엽다 여러분은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잘 보내고 있나요? 저 옷 입혀주는 사람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편집을 그렇게 잘하지? 뚜루뚜루 음. 좀 내려볼게요. 잠시만요. 많다. Guys, there's like there's like a billion tweets right now. I'm not gonna get to all of it. Maybe like nine million nine hundred ninety nine thousand nine hundred ninety nine, but not a billion. Uh, which costume do you want for punch special dance practice? All of it. 아 이게 근데 좋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잖아요 yes. 정말 이런 사진 너무합니다. 너무 옛날이다. 자니 오빠 픽 오늘의 추천곡은 오늘의 추천곡 요즘 잘 때 love love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love 아 이거 제목이 modern loneliness 맞을 거예요 아마도 이번 주말에는 음악 방송을 합니다 내일 뮤직뱅크 보실 거죠? 봐주세요 <laughs> 본방 사수 네네네네 여러분 그그 그 우리 컨텐츠 내는 거 솔직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막 보는데 너무 웃겨 저 진짜 많이 웃었어요 So, who won? Say hi. Do, do, do, that is art. I'm trying to read the comments. 진짜 댓글이 빠르네, 빠르네요. Every ballin'. 음. 그 오늘도 펀치 환... 어환영합니다 네, 서 팀장님 저 영업팀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환영이죠 영업팀 오세요 근데 저를 많이 못 볼 텐데 비앱이랑 맨파 같이 하는 소감 어때요? 새로워요 새로워 맞겠지 그리고 가끔씩 타짜 같은 거 해도 이해해 주시길 빨리 해야 되니까 Your warm heart makes my heart warm. 음. <laughs> 재밌네요. 여러분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자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편집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다 아시죠? 음. 근데 요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봅니다. 그 잠깐만 이게 special 버전 이게 시티고 야구부 시티 상사 시티 농장 시티 빌리지 어, 어렵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녀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추천 비빔밥 약간 오늘 깔끔한 거 먹고 싶어요 비빔밥이 안 깔끔한가? 잘 모르겠네 때 헐, 리프레시 해야 돼 오마이갓 어디 갔어 오케이 여기 있다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사진들 어디서 찾아요? 진짜 대박이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여러분들 지금 동시에 하고 있나요? 궁금하다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음, just remember to believe in yourself and know 깜짝 음... 다시 쭉 내려가 볼게요 어 자세 여러분 앉아있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어우 What if it was the opposite? 와 뭐야 이거 언젠간 내 그림 봐주겠지? 자나? 보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저는 얘기해 얘한 적은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아, 조금 많이 부러워요 배워볼까? Mr. Johnny, that's me. Oh, you graduate soon. Congratulations. Masters. Dang. That must have been a lot of effort. Good job. Seriously. 저번 주 인기가요 엔딩 너무 귀여웠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요. 우리가 보통 엔딩 때는 어, 그렇게 앞에 앞에 가진 않죠. 약간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이너 <laughs> you know? 왜 이렇게 신났어요? 저 지금 신나 보이나? 뭐 신났죠? Who is this man? Let me know when you find out. 케이리 형이 자니가 definitely on purpose 사진이 올린 이유는 그냥 후드색 똑같은 색 똑같은 거래 그럼 자니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그날 우연히 잠깐만요 이런 거는 또 잠시만요 어, 어 언어 너무 많아 오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똑같이 입어서 저는 신나했습니다. 신나, 신나했습니다. get it. 요즘 근데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에어컨을 무프릉으로 틀어 놓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약간 TMI죠? 죄송해요. 아, 또 다시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손 푸실게요 Let's go Guys, I'm also on Twitter if you guys are wondering. That's why like I'm like on my phone the whole time. 멘탈 붕괴 상태가 오고 있는데 한번 침착하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뭘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 우리 활동은 여러분 잘 보고 있나요? 오늘 운동 안 했어요 그저께랑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활동 전날이라 조금 쉬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랑 등이 아직도 너무 아파 아. 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저는 요즘 산이 좋아요 왜냐 왜냐 왜냐하면 어 그런 뭔가 나무 같은 거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Johnny, how are you getting your coffee? Johnny isn't Johnny without coffee. Coffee isn't Johnny without Johnny. Oh, what? Coffee? Coffee isn't coffee without Johnny. But coffee. 좀 어려웠다. 방금 짝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긴 했어. How many fingers can fit in your forehead? three and a half. Three and one half. 잔이 잔이 나의 행복 행복인 잔이야 언제나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저도 항상 고마워요 이모티콘 이런 거 여러분 이모티콘 고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We the future and we are dreamers Oh my god, so handsome.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말로 영어로 쓸 때, 아, 영어를 한국말로 쓸 때 약간 매력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콩글리시도 어, 매일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지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매력 그 자체예요? <laughs> 나 왜 이래요? 죄송해요 아 기절 안 돼요 너 기절 끝까지 보고 있어. 아 웃겨 뭐야 이게.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웃기다 마크랑 저의 이 프렌즈 BGM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네요 뭐야 귀엽다 우리 귀엽다 와 여러분 편집 진짜 잘해요 좋다 정말 좋다 음?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 예쁘게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뭉클해진다 그런 영상은 따뜻하네요 for you. 아, 영상은 못 보겠다. 나만 나오는 영상은 일단 뭐 다음에 혼자 혼자 한번 봐볼게요. 지금은 보면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아, 멘파 하는 중이었죠. 잠시만요. 순간 튀터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오케이 Would you choose 5-year-old 도형 or 5 도형s? 어 5-year-old 도형 오, 오타 장난 없네 도형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그 약간 스마트하지만 그 어린 아이에도그 스마트함이 보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정말 No, that's just my concentration face. LOL 내 사랑잔 오늘도 afternoon beans 했나요? 나는 했어요 저는 하는 중 저는 하는 중 어, 오늘 주제는 맨팔을 하는 잔이를 보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했네요. 어머니, 뭐야? 아! 왜? 왜 그랬어? 왜 다시 올라갔어? 아, 잠시만요. 안돼 아, 잠시만 안돼 아, 아 이래서 이래서 원래 글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빠 대답 안 해줄 때까지 숨 참음 점점점 해가지고 내가 아 안돼 라고 보냈는데 뒤에 적혀있네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옛날 학교 생각이 나네요 same I'll be there for you 어, 피부가 조금 안 좋네 오늘 오케이 I'm gonna ask you this again. Hi Johnny, have you seen this edit of a cup of coffee?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네요. 소리 아직 안 나와요. I'm gonna try. Better. 약간 두렵네. 어, 오케이. It's time for us cool kids. I think we should all agree 안 돼. 아, 얼굴 빨개져. Guys, but you know what's amazing? These straws are made of paper. Environmental. Environmentally. Environment Friendly. friendly. <laughs> 어, 얼굴 빨개졌어 잠깐만요 신호 만점 할게요 와 Oh my god. 진짜 oh my god이다. 와 어, 잠, 잠깐만 투스릴게요 아, 오케이. 아, 아 콧물 날 뻔했어 아. 정말 저도 가끔씩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자냐 영호야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다섯 살 테일이 형 or 테일이 형이 다섯 명 테일이 형이 다섯 명왜냐면 테일이 형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주고 테일이 형을 다른 사람들 다른 멤버들 한 명은 내거 대일이 형 사랑해요 NCT127. I love Cool J. You they are so cute. Why thank you. Mark's trying to join. 요즘 막 뭐뭐 뭐 하면 막 우리 막 구호들이 뭐 같이 뭐 영상을 찍는 게 있으면 저기에 마크가 계속 낄 때가 있더라고요 뭐 팀뭐 뭐 짜여져 있을 때 마크 우리 세 명의 마크 뭐 그래서 마크가 그냥 친구하재요 그냥 <laughs> 본인도 구호하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네, 아직 아직 결정을 안 내렸어요 어! 잠깐만 아 이거 비밀번호 뭐였더라 아 맞다 맞다 맞다 오케이 마크야 한번 생각해 볼게 Te quiero 발음 어때? How, how is my pronunciation? Te quiero Te quiero I tried 나 어디 봐야 돼? 다 봐야지요 저도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놀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팔이 아프죠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지금 찍은 사람 분들 이 그 막 제 사진을 여기다 올리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인셉션은 아니겠죠? 그렇죠? 죄송해요. Well, I w 와, 티, 티를 만들었는데 좀 탐나네요. 본인이 귀여운 거 너무 잘 알죠.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soda versus coke soda coke is soda 그러면 뭐지? 그러면 both? 아 근데 제가 요즘 콜라를 너무 좋아하긴 해요 조금 많이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멘션 파티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이제 슬슬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Okay guys That is it for today be sure to be back. Stay safe. Stay healthy. And stay smiling. And and 표정 이모티콘 결정의 이모티콘은 숨막혀 이거다 오케이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자면 시즌이 아 시즌이 오늘도 즐거웠답니다 저는 어 깜짝이야 뭐 어떻게 됐어 잠깐만 어, 어 저는 오, 오늘도 즐거웠답니다 저는 자주 놀러 올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좋은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좋은 오늘 하루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안녕. 뿅. 네. 여기서 일단 N판은 끝났고요. 아 잠깐 허리 좀 필까요? 여러분도 허리 한 번씩 펴주고 아 새로웠죠 아, 저도 좀 새로웠어요 아,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가끔씩 이게 글로는 내가 어떤 목소리로 내는지 모르잖아요 내 머릿속에 물론 평소에는 내가 멘파할 때말로 하면서 하진 않아요 머리 생각으로 하니까 어, 약간 머릿속에서는 이런답니다 네. 뭐 오늘 해도 밝고 기분 너무 좋을 수 있는 하루니까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였길 바라고 좋은 주말이기도 바라고 어, 정말 내일 우리 또 방송 시작하니까 꼭 어, 방, <laughs> 본방, 본방 사수해주시고 저녁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할게요 Stay healthy everybody and keep smiling 안녕 여러분 bye bye 갈게 갈게요 갈어어 어, 갈게요 아 잠깐 갈게요 안녕